알바를 하러 왔고 옷을 갈아입도록 할게요. Gracias. Hero. 사실 제 거는 없어요 그건 좀 슬프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나 멀다 멀어 뭐, 어, 어, 어. 것은 민자는